저는 약간 일종의 투표?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후보가 있는데 이 후보를 지지하고 이 후보의 신념을 따른다고 하지 않는 게 전 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냥 제 소비권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쓰는 거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